네. <laughs> 리 과장님. 어, 밀사원. 네, 아, 네. 브이로그 이거 프로젝트 자료입니다. 네. 자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또 제가 이제 뭔가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출근 브이로그를 이제 준지가 한번 했었는데 반대로 저는 음, 고민을 하다가 그럼 퇴근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우리가 퇴근을 해서 숙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숙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? 저는 일단 눕습니다.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요. 또 저기 누우면은 제가 또 일 갔다 오는 동안 저희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네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, 스킨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션 너무 세게 불으니까 이게 흔들린다 요 이러면은 자 이제 잠에 들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저희 방이 자는 기준은 어 이제 지금 옆에 이제 빛나고 있는 이 빛이 바로 저희 러브 형의 엑스칼리버라고 약간 저희 방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전등 같은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둡게 불은 끄고 저건 이제 켜놓고 이제 모두가 이제 좀 잠에 들어야겠다 하면 이제 지성형의 엑스칼리버를 끄면은 깜깜해지고 저희는 잠에 들게 되죠. 이상. 예. 퇴근. 브이로그 아니고. 브이로그입니다. 좋은 밤 보내세요 여러분. 안녕. 네. 네, 이거 네, 이거 올리오노브 네. 일기 노트입니다. 아, 그래. 네. <laughs> 갑자기 일기 노트 왜? 네? 아, 방학 숙제요래. <laughs> 네.